Thank you. 야 야채 먹어 뭐, 오빠. 다못 먹겠어 아빠도 아빠도 먹을 거야? 응 싫어 어, 아니요 아니요 뭐. 내가 아까 말했어 지나온 다리 아주